얼굴에 살이 너무 없어서 또 말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방 이식이랑 하고 가는게 사람들이 얼굴에 살이 붙어서 보기 뭐 좋다고들 많이 하고 그 있어 보인다고 많이 하더라고 얼굴에 살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어, 긴 얼굴이 많이 컴플렉스였는데 봤을 때 그 긴 얼굴형이 조금 이렇게 짧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너무 마르다 보니 가슴도 많이 없고 했는데 볼륨감이 생겨가지고 옷 입었을 때 고민 없이 입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그 옷태가 예뻐지는 거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수영장 같은 데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자신감도 많이 되찾고 해서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이런 데를 좀 많이 놀러가 보고 싶어요. 그래서 이번 여름이 제일 기대되기도 해요.